yeah tomboy Look at you 너무 감당해 날 Yeah took a book 기분은 cold like blue Look my toe 나의 accent은 tattoo 들려도 미친놈 이런 말에 와서 루스냐 사정여 시가보라고 연락쓰냐 사랑 가고 더내 몸에 싹져 하나도 어림없지 너의 속은 내 나는 단순한 불이 반 Yeah I'm fucking tomboy p r e s s u r e up in the air Oh 너에게 쉽게 반드시 난나 오늘 계속 올라가 줄이서 마이 밤 밖에 샴페인 조금 더스트 시간이 가고 밤이라도 s t o r in the night I'll be the top 이란 말을 what's t e n now 사정 없이 씹으라고 you love time, boy. yeah, yeah, yeah, yeah. Be the time, boy. Yeah, yeah. This is my.